후려팡 열심히 있는 소리가 쉐에서 어, 어. 살려고 색으로 보자만 금쳐 이대로 달려고 말했던 사람들 이제는 일어나 컴백 구름을 달리듯 기분은 날 내버려 버려줘 다시 내려와 아직 난 서툴러 기분만 내고 노력은 다시 처음으로 이렇 넘어지셔야 했던 내 호흡으로 전부 다 바꿔놔야겠어 랩으로